리스넥 샘팅! 안녕하세요 샘팅입니다 네 준씨 자 오늘은 우리 뭐 하러 왔죠? 어 뭐하러 왔지? 뭐 하러 왔죠? 응원보! 뭐 아, 맞아 World 응원법 하러 왔습니다 아, 에너지가 네. 넘쳐 네? 아 근데 좋아요. 아주 새로웠어 네. 새로운 네. 느낌이야 네. 네. 아 가볼까 그러면? 렛츠 고! 오케이 Let's go! 네. 나부터 널 봤어 왔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든 점을 느낄 수 있어 떠나고 싶어 Hey 웃지만 말고 말야 말야 I love you seventeen time time wow 나의 기쁨 seventeen knock knock knock knock heaven's door whipped cream 구운 손끝으로 쏴내 all star 들꽃나라 sunset 넌 빠른 I'ma take it slow 새벽이 없는 곳에서 이대로 춤을 춰 박자에 맞춰 박수 박수 넌 영혼을 내게 줘 기쁨의 맛을 더 영원의 영혼을 더더더더 On me On me 손을 잡을 거야 가슴 앞에 나의 세계 세븐틴 잡아줘 원하는 건 세븐틴 최승철 윤정한 홍지수 문준희 권순영 전원우 이지훈 서명호 김민규 이성민 우승관 최한솔 이찬 세븐틴 뉴월 오케이 아, 아 쉽네요 간단합니다 네, 간단합니다 네, 간단하니까 이번에도 파이팅해요 네, 네. 네, 네. 잘 연시, 열심히 연습해와서 같이 노래 불러요. 예스. 이번 여름 월드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냈어요. 예스.